밤만에 가득 채운 저 별들도 많이 우리 비추고 있잖아 화자식으로 먹고 있어 아이고 수지 왜 누워서 먹어 원래 앉아서 먹는 앤데 아이고 씨 환노복 입고 어, 환자야 환자 지금 아이고 진짜 너무 웃기다 야 귀여워 나 일어나지? 아이 그래 가면 아이고 우리 애기, 애기들 봐요 아이고. 궁금해가지고 야 엄마 나저 <laughs> 얘 몸을 전체 보여줘봐 아유 앉아있는 꼴 봐봐 누워있는 꼴 아유 웃겨 혀는 엄청 빠르다 야 어휴 엄마가 궁금해 응. 팬이 두개 주고 싶으면 너 두개 먹으면 설사해서 안돼 아이고 <laughs> 이러고 먹어 야, 수, 얘 집에 온지꽤 오래된 것 같다, 야씨. 어제 왔는데. 그러니까. 우리 집에 몇십 년이고 사내가 돼. 개꾸라지 마라. 저쪽으로 엉덩이를 계속 자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랑 아빠랑 왔다 갔다 하니까 이를 엉덩이 옮겼어 근데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손으로 들 밀어준 아유 먹었으니까 또 주무세요 아유 아유 아유 먹는 모습은 이때문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응. 음, 다 먹었어 이제 없어. 없어 이제. 아이고. 아이고 잘 먹었다. 아이고 잘 먹었다. 아이고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아이고 다 먹고 일어났어. 아이고. <laughs> 이 새끼 누워서 먹는 거라